티야 안녕하세요 막내 삼촌 박삼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에 궁금하신 튀김을 써주시면 구독자분들을 선정해서 튀겨드릴게요 일단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귀하신 몸에 튀김옷 따위를 입혀서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, 제가 이번에 킹크랩 한번 튀겨보려 하거든요. 그거 왜 튀겨요? 아, 아, 그, 아, 아, 아. 손 넘지 마시고. 아, 적당히 해요. 아, 적당히 좀 해. 아, 가게 바쁘니까 끊어요. 안 되겠다. 가자. 내가 돈이 없지. 기름이 없어? 그래서 튀겨버렸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진짜 제가 여태껏 튀긴 것 중에 레전드